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홍사운드입니다 안녕 소리 잘 들리시나요? 와 보이시나요? 장난 아니다 여기 소금 있고 치킨 소스 마늘 간장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요즘 오프닝으로 내셨네 오늘은 시장 통닭을 쫙 뜯어봤지 같이 먹을 맥주도 준비했지 불금에 먹는 치맥 너무 행복해 우정들 아, 어, 좋은데요? 요거랑 아까 또 있었어. 시장 통닭 먹어볼까? 5주년 기념으로 또 먹지. 처음에 먹은 옛날 통닭은 시청자랑 같이 먹지. 홍사운드? <laughs> 그렇군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laughs> 통닭 왜 이렇게 크냐고 원래 이 정도 크기 아닌가? 이 퇴근길 맥주를 왜 샀냐면 사실 제가 그때 이 시장총각을 5년 전 처음 찍었을 때 퇴근길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 먹자 아 잠깐 유튜브 채널 만든 김에 먹는 걸 소리를 잘 ASMR로 담아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뭐 괜찮으면 올리고 아님 말고 라는 생각으로 퇴근길에 치킨을 사서 먹는 겸겸해서 유튜브를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근길 맥주를 샀습니다 저의 그 상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뭐야 여기 치킨무가 옵션이구나 몰랐네 달달한 간장 소스네 양념치킨 factory 한잔 하죠 홍홍홍 짠. 아, 시장품과 맛있네 오랜만에 먹었더니 얘도 살짝 매콤해요 가슴살 여기를 소금에 콕콕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양념치킨 소스 사실 제가 좋아요 맛있다 와 야. 시장 통닭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건 매콤해 매콤해서 우리 아이들이 못 먹는다는 거 여운이는 못 먹을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운데 아 괜찮다 맛있네요 한잔 하시죠 홍홍 홍짠 튀김옷 맛있네 한입 드세요 아 저번에 여은이가 제 먹방 중에 그 킹크랩 머리에다가 막 밥 비벼가지고 위에 치즈 얹어서 이렇게 후추를 싹 구우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은이가 초반에 좀 먹다가 나갔어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보더니 아 맛있겠다 좀 더있다가 나갈 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다음에 먹을 때는 나도 꼭줘막 이렇게 얘기해서 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또 먹어야 되겠네 여은이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 아니 잠깐 이거 뒷가사가 안 좋잖아 라고 말할 걸 모두 다 뭔 소리야 아 취했나? 자 한잔 하시죠 짠 새로운 다리를 뜯어보겠습니다 한입 드세요. 이거 다리 그 윗살. 아, 엄청 부드러워. 이렇게 예쁘지? 아니 캔이? 그지 엄청 예쁘지? 음 어때요? 맛있다 근데 아까 그 어떤 분이 불랑이랑 느낌 비슷하다고 음아 뭐 약간 그런 느낌 나 그치? 근데 불랑보랑 좀 향은 좀 다른데 향은 좀 다르지 네. 자 한 잔 하시죠 여러분들 콩콩콩 짠 하, 이야 다리 제대로 뜯었다 이거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시장통닭 5주년 기념으로 먹어봤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6주년, 어, 7주년, 10주년까지 열심히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짠 됐어요? 하나 둘셋